이렇게 시작하자고 아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시작하자고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시작하자고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기다려볼게요. 한 10초만. 오! 댓글들 저 보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자, 댓글들 읽어주세요, 몇 개. 투진. 투진, I love you. <laughs> 투진, hello. 희진아, yes. Hello, we love you. 네, 여러분 다 들어오셨나요? 정, 정식 인사를 드려야 하나? 우리? 아니 <laughs> 네, 제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두 명이서 브이앱을 켰냐 하면은 인사해야지. 네,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희진. 현지입니다. 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두 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네, 저희가 왜 이렇게 두 명이서 왔냐면요, 저희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릴레이로 또 한번 V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와! 어떠세요, 소감이?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저희가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또 오비 분들이랑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한다 했죠? 자, <laughs> 오늘 할 일은요. 뒤에 여러분 트리 보이시죠? 나라란! 근 오늘 트리 꾸미기를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트리 꾸미기도 아, 네. 저희가 이제 릴레이로 트리를 꾸며 보려고 하는데 저희 그거 알아요? 오비분들이 1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저희한테 질문들을 엄청 많이 많이 남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 말씀을 드린다 해야 되나? 네, 질문을 좋아. 답변을 한번 해보면서 트리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좋아. 좋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양말들. 양말들이 다 오비분들이 주신 질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를 꾸며야 하는데 제가 꾸미기 종이를 가져와 볼게요. 뭐 있어? 여기 있데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yes. 애완되기 떨어졌어. 네, 여러분. 그냥 이런 건 이렇게 걸고 꾸미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 아! 몸이 질문 떨어졌어. 그래, 나는 질문 읽으세요. 아, 그래, 너는 그럼 꾸며. 나는 질문 읽을래. 싫어. 그래. 자, 질문 읽어볼게. 그래, <laughs> 네, 이거. 이렇게 이 오비분께서 뽑아달라고 해서 떨어졌나봐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달의 수녀 멤버들 덕분에 힘들었던 일들도 다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고 버티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도 오빛들 덕분에 2020년 극복한 일이나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나요? 라고 <gasps>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감동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저기요, 질문 들었나요? 뭐라 했어? 감동적이다. 뭔 소리야. 아, 아, 들어와. 너 멀티 되잖아. 너가 지금 봤으니까 너가 답변해. 어, 저는 솔직히 오빛들 덕분에 극복한 일에나요 약간 분들이 직접 많이 만나볼 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뭐 어, 1위도 했었고 저희가 처음으로 또 1위도 했었고 그 마음이 눈앞에 있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가깝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영상통화로나마 팬사인회 같은 거 진행하면서 또 많은 해외에 계신 오비분들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비들 덕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12시 12분. 몇월 몇일? 몰라. <laughs> 근데 너 울었어. <laughs>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그렇게 해서 흥신에서는 없어. <laughs> 아니, 사람한테 멋있게. 뭐 아, 그렇네. Sorry. 다음 그 다음 질문. 난, 난 질문 뭐래. 질문이 훨씬 재밌는데요? 저희 산타 할아버지 봤다. <laughs> 산타 할아버지 봤다. 산타 할아버지 봤어. 아 근데 이거 양말 자체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뒤에 멤버들도 꾸며야 되니까. 헐 반짝이 네. 떨어져. 난 오비한테 집중할래. 아니 질문 일부라니까. 그러니까.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면서 지내는 게 좋지? 그냥 뭔가 핫? 핫? 치킨? 치킨 먹기? 비비 언니 치킨 먹고 싶나 봐요. <laughs> 치킨? 뭐 프리클? <laughs> 아, 진짜 <laughs> 귀여워. 네. 저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약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집에서 항상 막 소소하게 파티라고 해야 되나? 케이크 같은 거 사가지고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파티? 파티? 맛있는 거 먹기, 케이크 같은 거 따숩게 집에서. 올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파이팅! 넌 뭐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나요? 아메리카노 먹기 예스. 크리스마스에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지내는 거 잠깐 좋아하는 거. 다음 질문. 우리 몇 개 했어 질문? 세 개. 이제 네 개. 네. 여러모로 힘들었던 올 한 해 많은 활동을 멋지고 건강하게 만들기 잘한 스스로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진짜 진짜. 수고했다. 진짜 진짜 너무 잘했고 수고 많았어요. 기다려주면 내년에도 함께 달려요. 하트.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laughs> 올해도 수고했다. 어,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왜? 아니 또 연기해요. 아, 다음 주로. 음. 아 여러분 맞아요 봤어요? 크리스마스 무대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봤어? 어못 봤지. 뭐라요 응. 어? 어때? 예쁘던데? 진짜?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어. Do you have any habit you have learned because of being around other members so often? 아 함께 있으면서 배운 다른 멤버들의 습관 같은 것이 있나요? 어, 이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뭐라 했지? 멤버들 약간 같이 지내다 보면은 말투나 습관 같은 걸 진짜 잘 배우거든요. 뭐 있지? 약간 저 사투리도 되게 많이 저 충남 사투리랑 막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말투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쵸 김립 씨. 음, 그쪽은 <laughs> 있나요? 그 멤버들의 습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따로 뭔가 무의식적으로 배우거나 닮아간 그런 것이 있나요? 인터뷰인가요? 네, 인터뷰입니다. <laughs> 어... 희진이의 식성? 빵! 당! 당!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걸 안 좋아하는 언니였는데 너 때문에 당을 먹기 시작했어. 야, 도깨비 같다, 도깨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현진 약간 너 약간 그 습관 있었는데 많이 고쳐졌다. 뭐? 이거 맨날 나 요새도 하는데. 한다고? 응. 약간 막 맨날 되게 어 약간 한숨도 아닌 것이 뭐라 해야 되지? 뭐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씩 <laughs> 그 약간 이렇게 한숨 한숨 아닌 한숨 막 이런 게. 음. 네. 그렇군. 저는 그런 거. 네 습관 같은 거는 말투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배웠고. 와 이거 이거 마지막인가? 5, 6. 아, 오. 마지막이래요. 음!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이나 군것질거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약간 일단 요즘에 약간 해주 올리비아 해가 호떡에 진짜 꽂혀, 꽂힌 것 같아요. 그 뭐 어디 여기였나? <laughs> 어디 여기 뭐 진짜 맛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 약간 다 좋아하는데 붕어빵도 좋고 좋고 호떡도 좋고 겨울죽 간식 근데 뭐가 있지? 아메리카노 아뭔줄 알아요 얼죽아 추 진짜 약간 그런 겨울철 간식들은 근데 솔직히 겨울철 간식들은 그냥 계절을 가리지 않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호떡 여름에도 먹어도 맛있잖아요 보호빵 여름에 먹어도 맛있잖아요 아 쌈다 떨어지지 마나 이거 꼭대기에다 달고 싶은데 안 돼? 자고 있어. 아, 아, 널 위해서라면. 안 돼. 널 위해서라면 안 돼. 분 아, 좋다고 합니다. 김유 씨는. 예. 됐어 나. 됐어? 좀 꼬꾸라졌다. 자 만족해 주는 거요 네. 아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이제 선물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 나 가까이 가야지. 잘 나오고 있나요? 난내 얼굴 보고 싶다. 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좀 재미를 위해서 쓸데없는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서로한테 쓸데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교환식이 있을 건데요. 네. 그냥 뽑으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번호로 뽑아볼게요. <gasps> 네, 저희가 그리고 뽑은 선물이 궁금하시다면 루나 플러스를 통해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laughs> 내거 걸리면 어떻게 근데? 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군. 이건 6번이야? 9번이야? 8번. 6번. 9번이요? 아, 9번. 9번이라고 합니다. 전 8번이요. 네. <laughs> 뭐가 날지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쓸데없는 선물이지. 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네. 다음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이만 트리를 예쁘게 꾸몄나? 네, 꾸미고 <laughs>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 yeah. 인사, 인사, 마무리 인사.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희지 현진이었습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안녕 이엔이 빨리 와 좋아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드디어 저희 차례예요 아닌데? 그럼 이 차례인데? 내 차례인데? 그래. 마이 아 s o r r 진짜 맨날 이렇게 해고 다음에 또 바로 사고하는 거 진짜. 저 비행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행. 우리 이제 인사할까? 응.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 비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건가냐면 뭐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 제가 어, 뽑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하나 꾸미는 거 있고 저희도 이렇게 한번 질문 뽑아볼게요 뭐 있지? 예쁘다 저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꾸미고 싶었어요 뭔가 크리스마스 날에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야 봐야 뭔가 좀더 크리스마스 보낸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오자마자 어, 근데 방금 방금 저희 저희 국민이 위에 그 삐뚤어졌어요 헐 별. 아우. 이상하겠구나. 완전 키좀 작아가지고 일단 저희 장신 멤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 내가 해줄 그래 내가 볼게 내가 해줄게 할... <laughs> 내가 해줄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못하게 어딨어 하면 되지 외모에 남고 볼게요 내가 할게 나 키 크니까 장신이잖아 올오 말안 들으면 조심해. 어. 나키 커서 괜찮아. 나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질문 물어볼게. 아니, 아직 게 아프는데? 바로 질문이야? 알았어. 그래, 하면서 하면 되지. 그쵸? 2020년 한 해 이달 소녀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미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힘들고 지칠 때 노래 듣고 같이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든 게 고마워요. 2021년 이달, 이달소 오빛 모두 더 행복하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날아줬어. 나뭐 말한지 들었어? 들었어. 사랑해. 자, 그리고 <laughs> 혹시 저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해서 사랑해요. 여진은안 들었대요. <laughs> 자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저는 저맨 꼭대기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갑이니까 미드나잇 활동 조명과 온도와 속도 그리고 손끝부터 머리카락 한올한올 흩날리는 것까지 완벽했어 얘들아 너희 덕분에 행복한 한 해 보냈어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저희가 이번 앨범 컨셉을 처음 시도를 해본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네 가지의 컨셉이 있었는데 이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했는데 멤버들이 너무 예쁘게 잘 소화를 해줘서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지켜봐주고 예뻐해주는 우리 오빛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진 너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진이가 단발 잘랐잖아요.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진이가 평생 단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저 머리 상근이를 말리거든요. 근데 보더니 와 대박이다 <laughs>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뭐요? 멀리 말리는 거 여자들이 다 알겠지만 이렇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그래서 진짜 단발이니까 얘가 나 저 진짜 나간 지 한 2분아? 갔다 와서 얘가 바로 이미 거의 다 말렸어요 그래서 아 음. 진짜 편하겠다 그리고 얘도 단발 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잘떡 그때 이후로부터 언니가 저한테 막 사랑한다는 표현도 막 해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맞아 너는 단발 때문에 사랑한 거야 <laughs> 이러다니까요 <laughs> 무서운 언니예요 아 그리고 뽑아요 이거 꾸미자 너가 뽑고 내가 꾸미게 그래 메 크리스마스는 가운데 넣을게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이나 군것질거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아니죠? 오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뭐게요? 의연님 예, 맞춰보세요. 제가 군것질 별로 안 해요. 의외죠 제가 밥을 싸는 건 좋아하는데 먹지는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얘는 뭐 체리가 젤리 좋아하니까 뭐 젤리 이렇게 싸고 젤리 언니 저 이거 너 때문에 썼어요 이렇게 약간 <laughs> 이런 식으로 많이 싸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고 뭐잘 먹지 않아요. 저는 밥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저는 그러면 좋아하는 밥을 말해볼게요. 저는 아, 찌개. 어머. 어, 김치찌개랑 옆에는 그거 밥 한 공기랑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옆에 라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laughs> 코라 있으면 그러면 끝. 제가 항상 밥이랑 면이랑 같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 수제비를 시키면 꼭 공깃밥을 또 시켜가지고 밥을 먹어요. 근데 저의 특성이 약간 밥을 엄청 많이 시키고 발언 엄청 많이 시키는데 다 남겨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당연히 못 먹죠. 이만큼 <laughs> 시켜가지고 먹죠. 얘는 뭐 좋아해? 간식. 나는 간식 역시는 초콜릿. 초콜릿? 초코 케이크? 케이크는 다 좋아해. 케이크는 거의 초코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치즈 케이크, 티라미슈 이런 거 다 좋아하고 간식은 초콜릿 위주 그런 거? 그런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저희 비행은 좋아한대요. 맞아요. 예. 나 다음 질문 뽑아볼게. 네. 에 있는 거. 어, 어, 갑자기. 아, 트리코리 진짜 오랜만에 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세개 뽑았는데 하나만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거도 질문은 아, 어 질문이네요. 2020년도에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하나 있는데. 그래 너가 맞아. 학교 다시 다니기. 어.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편입을 한 지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2학기 때 편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막 또 컴백 시기도 막 겹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3학년들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하거든. 저도 이제 노란색 교복을 입고 삐약삐약 그러면서 학교 가고 싶은데 난 못 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얼마 나 한국 좋았는지 몰랐네. 학교 아, 그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능 성적표를 받으러 학교를 오랜만에 갔다 왔거든요. 학교에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 학교다 이러면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던 게 여진아 TV에서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셨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어. 대박 학교 이렇게 아침에 진짜 일찍 나가거든요 가면은 그래서 한 네. 시간 반 걸려요 그니까요 갔다 왔다 하는 것도 거의 세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진짜 다시 다니고 싶어요 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가고 싶은지 몰랐는데 학교에 야, 역시 가면은 가고 싶게 되지 학교 매점에 맛있는 게 많아요 치킨 이죠맛있는면 떡볶이. 유? 그 다음 질문. 너가 하나 더 뽑아줘. 그래? 마지막 질문. 여러분로 힘들었던 올 한해 만든 활동은 멋지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는시술로에게 잘했다. 수고있다 한번 숙해주세요. 진짜 진짜 너무 잘 입고 수고 많았어요. 이달 중년 니들도 함께 달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미애 고생 많았어 사랑해 고생했어 미애 고생했어 미애 아, 사랑해 보이세요? 미애 아니 아니 미애 미애 되게 음, 뭔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팬분들을 보고 이렇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뽑으라고요.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 올해 제일 잘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참고로 저는 와이너스를 보고 이달 소녀를 좋아하게 된 게 올해 가장 제 잘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일 잘하는 일은 우리 그거 진입했잖아. 100, 100, 112. 112에 진입을 했는데 비행님은 음.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또 저희가 제일 잘한 일은 음,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크리스마스 브이앱을 킨게 아닐까요? 진짜 나도 크리스마스 때 뮤직 할줄 몰라가지고 음,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행 했었던 건 뭐였어? 비행! 비행님! 비행! 아니 갑자기 쌤들이도 저한테 삐행님 부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젠 다 익숙해졌어요 삐행님 트위를 뭐다 꾸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꾸며도 지저분하니까 뭐 꾸미는 거야 이다 네, 달았어 진짜?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가 이거를 뽑았다는 거지 아 그렇군 아니 마지막은 이거만 하고 싶어 이거 팬편가 이거 그냥 계속 우리 던져가지고 아 답답해 그래서 저 옆에서 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아 예, 에이 예, 예. 다 떨어지잖아 마 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제 뒤에 아직 몇 번들이 많으니까 아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다 수습할 거예요 whole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할 테니까 재밌게 놀아요. 안녕. 그리고 저희 어라이원 볼 크리스마스 무대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맞아요. <laughs> 오늘 준비됐거든요. <laughs>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안녕. 안녕. 아우. 아우 털.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그죠? 진짜 저희가 앞에 멤버들이 꾸, 꾸민 트리도 꾸미고 매력을 네. 꾸미고 너무 난장아 그러니까요 아까 비비언니 말 들었죠? 뒤에 멤버가 많으니까 맞아요. 뭐 알아서 할 거야 음, 뭐. 라는 말을 살짝 들었는데 진짜요? 아 어, 아, 어, 이게 보면 되는 아, 아 예뻐! 오! 그리 보라색 와! 네. 뭔가 오다가 끊긴 느낌. 헐, 나 이거, 나 이거 아는데 옛날에 진짜 원래 이렇게 좀 길어야 맞아, 집에서 다들 트리 한번 꾸며보 맞아요, 여러분 트리는 꾸미셨나요? 응.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오들 왔어. 오, 왔어, 오늘 왔어. 저희가 이브, 이분 날에 이렇게 음. 찾아왔는데 맞아요. 진짜 그 할로윈 때이로 맞아요. 2개월 만에 왔네요. 대박. 우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희가 그 네. 사이에 뭐 했죠? 그 활동을 사이에 활동을 진짜 활동 후속곡 활동을 음. 마치고 또 뭐 했지? 오늘 팬사인 뭐 말네 어. 맞아요. 음. 엠카에서 스페셜 무대까지 하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오늘 어땠어요? 다 봤죠? 본방사수 했나? 어, 팬분들의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다 네. 벌써 봤어? 네, 당연히 봤죠. 반응들 올려주세요. 저희는 모니터를 하기 위해 챙겨왔어요. 진짜 많이 칭찬을 해주고 엄마가 트리 팔아버리셨대요 어? 네, 대신 저희가 저희가 대신 드릴게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리비 현타 온 것도 봤어요 현타 왔었어요? 아, 왜 마지막 웃을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아, 아 이거다. 마지막 웃음 맞아. 마지막 웃을 때 그렇고 약간 소지지였으니까 썰매 탈 아, 내, 앞이었는데 되게 썰매를 아 이거 뭐지 스키라 야 스키. 아, 아, 스키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차단하고 어. 이거였어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뽀뽀할 때도 사실 계속 말 하다가 마지막 산옥입니다 해서 그래 맞아. 야 추야 내가 마지막이니까 할게 이래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서 참다가 선물이다 아, 이러면서 이렇게 찍혔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이거를 트리를 꾸미면서 질문을 하는 아, 거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 질문도 있으니까 그러면 트리를 한 번씩 꾸미면서 질문을 마음에 드는 거 아, 이게 질문이에요? 어, 하나씩 어. 하나씩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를 뽑아 먹시다. 좋아요. 이게, 네. 이게 질문인가요? 음. 아, 나 이거 그래요. 아, 나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어, 이거 봐요. 이 별도 있고. 제 꼭대기 올라와서 이거 하나 올려줄게요. 이거는 근데 뭔가요?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거 너무 오픈하는 것 같아요. 오. 원래 꼭대기에 별을 하나씩 달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니 읽지 말고 <laughs> 그냥 하나씩 뽑고 자리 저희 다 자리 서서 뽑아요. 아, 이거 이거. 아, 그 질문을 뽑아야지. 뽑고 네, 우리 같이 서서 읽자. 뽑았는데? 아, 아, 그리 그래? 네. 이거 카메라 앞에 가서 그냥. 아, 그냥 그러면 너 혼자 해. 아니, 다 같이 하자. 어, 좋아요. 그럼 질문을 보여줘. 그래. 자,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몇 살 때까지 산타를 믿었나요? 어, 몇살 때까지? 저는 꽤 늦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네. 저는 어 맞다 맞다 맞다. 아 앞에만 앞에만 보구나. 나는 아, 내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산타 할아버지로 원장 선생님이 문장을 하시고 아, 맞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거를 봐버린 거야. <gasps> 엄마가 강아지 서, 강아지 인형 내가 기억해 아직도 강아 갈색 강아지 인형이었는데 그거를 집에서 네. 포장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봐버렸어. 그래서 어. 그거를 어 저게 뭐지? 하고서 했는데 그 다음날에 유치원에 가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께서 그걸 나한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은아 이거 선물이다 이러면서 아야 주시는 거야 <laughs>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산타는 없고 이건 원정생입니다 라는 걸 내가 알았지 그래서 음. 그때부터 믿지 않았어 어 대박 엄마의 허술함이었어 그건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뭐지 옛날에 들켜도 부모님이 들켜도 산타 할아버지 바쁘시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음. 시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신박하다. 그 옛날에 한참 유행, 했던 산타 할아버지 주소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알아. 진짜 진짜 잘 해놨어요 그거를 또 그래가지고. 지구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걸 그게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 제가 아, 한번 보고 산타로 진짜 있는 그때 믿은 거죠. 어,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있지만 좀 멀긴 하지만 주소가 있네? 이러면 좀 믿었었어요. 우리 심각하대.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 너무 진지한가?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거 저는 지금 아, 저는 대답을 패스하고 저는 왜냐면 딴 데서 말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이 아, 분들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제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크리스마스로 오행시 해주세요. 우리 이달의 소녀 올해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내년에도 화이팅. 내년에도 함께 해줘. 아 함께 해준다는 말은 없네요. 함께 네, 해줄 거죠? <laughs> 사랑해요. 네. 저도요. 오행시? 크리스마스로 오행시. 그럼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자. 아 좋아요. 내가 처음 이어서, 할게. 이어서 가는 거? 음. 크. 내가 먼저 할게. 네. 크리스마스에 오빛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 아. <laughs> 이 웃음도 포함이야. <laughs> 시작! 리! 리모컨을 들고 TV 앞으로 달려가니까 이달의 소녀가 M 카운트다운에 출연을 했다. 이어지는 거 맞지? 응. 그래. 스! 스! 진짜 어렵다 진짜 다 스로 시작하는 게 뭘까 나는 너무 모르겠지만 우리 오비트가 함께 어 좋다 내가 스로 해가지고 그런 근데 건 지금 뭐 뭐라한 거야? 오비- 한계서 좋다고? 어, 그렇대 그러면 마마 마지막 내생 크리스마스도 함께 해주실 거죠? <laughs> 언니! 무슨 소리야? 뭐 <laughs> 그러니까 아 끝나는 날이 없어요? 쓱! 엉기만 쓱쓱 쓰김쓰김 아, 한 거? 아니 아니 <laughs> 스페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나도. 영어처럼 함께 하는 거서. 아, 끊었어요? 이거 그냥 아, 버리는 거 아, 아, 아, 아. 어, 아, 네, 네, 네, 질문, 질문. 아, 질문? 아니 아, 어, 질문. 어, 너, 이너 질문. 하자, 하자. 저 이제 질문. 전 여기 뒤에 있는 이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오, 멘트예요, 멘트. 우리 이달의 소녀 언니들. 빙의해서 해주세요. 빙의해서 해주세요. 우리 이달의 소녀 언니들 힘들지 말고 항상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우리 보면서 해줘. <gasps> 오빛들이 항상 응원하고 언니들 좋아하고 있을게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라고 <laughs> 아, 뭐 이제 멘트를 적어줬어요. 아가 오빛. 그럼 진짜 다 저희보다 어린가 보다. 아니에요. 나이를 속일 수도 있어. 맞아. 아 그래요? 네. 맞아. 아. 근데 요즘 팬사에 보면은 아 연령대가 좀 낮아졌어. 우리 우리가 늙은 게 아닐까? 아 그러네요. 우리가 늙은 거예요. 아 우리가 <laughs> 아이고 세상에.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늙은 거아 저도 그 연말 시상식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뭔가 연말이 오면 그 집에서 맨날 챙겨봤거든요. 어,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직접 이 가수의 입장으로 챙겨보고 이렇게 브앱도 하고 하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빛들은 어떠세요? <laughs> 오빛들. 오빛들. 음. 뭔가 아, 왜? 아, 프리미엄이렇 다른가 봐. 오. 신기하다. 왜? 왜 프리미엄이니? <laughs> 예쁘면 다언니래 음. 아,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들 말도 참 예쁘게 하 진짜. 댓글 보면 하트. 하트. 질문은 또 뽑아야 되는 거야? 맞아, 우리 한 개씩 더 하면 한 개씩 더 해야 돼? 한 더? 그러면 난 네. 가장 뒤에 있는 거 저는 뒤에 할래 나는 나는 얘 그래 누구부터 할까요? 또 다시 그래요 네, 또 할게요 얼마 전에 첫눈 내린 거 봤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눈이나 겨울에 관련된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지 오빛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음. 이라고 하니까 딱그 엑 선배님 그런 노래 너에게 후렴 후렴 너 눈물 차올라 마음 같은 너가 너만 못해 나를 맞다. 가사를 잘 모르는데 맞아요. 이 리듬 자체가 너무 맞아. 네. 뭔가 설레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테티서 선배님의 디얼 산타 아, 아. 진짜 아 오늘도 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면서 네, 네, 너무 좋아요. 들어달라 했는데 제대로 안들어 맞아요. 자꾸 음. 이상한 거 틀어줘가지고. 디얼 산타 이 인트로와 네, 반전되는 그 멜로디가 맞아요. 맞네, 맞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곡은 다 좋아. 저 근데 요즘 딱 최애곡은 그 머스트 해브 뭐 크리스마스요? 아니요. 머스트 해브 러브거든요. 그렇군요. <laughs> 네, 탑2는 원래 최애곡은 네, 머스트 해브 러브였는데 그렇군요. 최애곡이 된 곡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미리 메리 아. 크리스마스. 아, 아, 아 노래 나와. 응. 아치는 노래죠. 나 옛날 싸이월드 BGM이었어. 진짜? 어. 대박. 전 싸이월드 BGM은 수치인 불명이었어. <laughs> 싸이월드 안 해? 그 프리스타일 선배님이 왜 이런 거 줘? <laughs> 내가 왜 옛날에 연습실 부르는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우울한 노래예요. 연습실에서 이런 거 부르진 않아요. 연습실에서는 약간 더 올드한 안 되나요? 맞아 원래 발라드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어, 끊어줘요. 네. 다음 네. 질문. 좋아요. 저 갑니다. 고인물이 노래. 고인물, 맞아. 이걸 아시는 그쪽도요. <laughs> 그쪽도요. 네. 겨울은 아 구운 고구마의 계절이죠. 아 언니들은 고구마. 어? 물고구마? 네, 그죠? 아, 물고구마 대 네, 고구마 중에 뭐를 더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물고구마가 그 찐 거를 말하는 건가? 아,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말캉말캉한 거. 어. 음. 물고구마 대 군고구마. 하나 둘 셋 하면 말까요? 잠시만요. 고민해야 돼. 네, 군고구마. 물고구마 대. 군 군이랑 군이랑 물, 물 이렇게 말하자. 오케이. 한 글자. 네. 하나 둘 셋. 군. 와! 겨울하면 그 추운 데서 그거 알지? 지나가면은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호일 감싸가지고 그거 파시는 거 어. 몰라? 그게 뭐? 아, 돌멩이에 너무 나 <laughs> 아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 이렇게 동그란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아 맞다 이거 알 이거다. 이거 동그란 어, 그 이게 세색 차 내가 좀 더 신세.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거울이 붙여져 있는데. 난 유리. 그래 저도 검, 검정 고무시라는 만화 검정 고무신.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어, 어 좋아요. 저희는 다 <laughs> 군고구마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언니, 진솔 언니. 네. 지금 다 네. 옛날 사람이라고 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 목소리 활동까지 마치면서 멤버들 기억 속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러면 행복한 순간? 약간 목소리 활동까지 마치면서니까 아, 이번 활동 중 지금까지 그런가 보다. 로 칠까요? 기간을? 그래요, 그래요. 음. 저는 일단 아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또 많았어가지고 아 행복하고 아 원래 행복하고 행복하게 가자 아 행복하게 긍정적인 사랑했다는 차례야 아, 맞아 나 긍정적인 사랑 너 나이가 들구나 아니 이게 우리 팬분들이 진짜 대면을 못해가지고 맞아 맞아요 뭐, 아, 뭐 행복한 추억이 아있긴 있겠지만 대면을 많이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도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거 덕분에 저는 좀 뭔가 그 온라인 팬 사인에 영- 상 영상 영상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 영상 보고 이제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더 많이 좀 친해진 것 같다고 해요. 맞아, 맞아. 되게 많이 못 보던 분을 이번 활동에서 매일매일 신기하게 고 진짜 매일매일 보면서 좀 더 많이 친해진 것도 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맨, 맞아요. 맞아 맨날 인사하고 맞네, 아, 맞네. 어제도 봤는데 오늘 봤네요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또 멤버들이 그거를 또 느끼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멤버들도 또 있었고 어. 그 중에 하나가 나야나 나야나 <laughs> 나야나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약간 그런 거 그런 약간 좀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좀 좋은 쪽으로도 많은 영향을 준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고마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리고 저는 그 편지에서부터 애틋한 게 너무 많이 음, 느껴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빨리 보고 싶다라는 게 진짜 많이 많이 맞아 맞아 음. 빨리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맞아, 행복한 순간은 이번 영상 통화 팬사인회 하면서 되게 팬들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 음. 사실 친구들이랑도 영상 통화는 잘 안 하잖아요 그치. 맞아 아닌까 나만 그런가? 별로 안 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 아, 근데 별로 안 하긴 하지 저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영상 통화를 하니까 좀 더 친근감도 생기고 그리고 막 뭐 오랜만에 보는 팬들도 생기고 너무 그래서 좋더라고요. 맞아. 오랜만에 보니까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진짜 통화처럼 친근해지니까 아더 하고 싶은데 맞아. <laughs> 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짧게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게 기록이 남잖아요. 아,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팬분들이 좀 더 좋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음. 뭔가 또 기록도 남으면서 또 겨울인데 또 괜히 왔다 갔다 힘들게 하시지 않고 뭔가 음. 집에서 편하게 또 준비하시고 하면은 또, 또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이때만 네, 네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이, 이런 거지만 네, 이게 그래도, 추억이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래도 빨리 내년은 한 해가 되는 게 가장 맞아. 좋은 거죠. 음. 아, 내년에는 이게 좀 이벤트식으로 근데 했으면 것 같아 우리 맞아. 재밌을 것 같아. 완전 없어지지 말고. <laughs> 나는 그래- 도 저희 진짜 다 우리 분들 너무 직접 보고 네, 싶고 막 이래가지고 곧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다들 하트로 도배해 주시고 계셔.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긍정의 오아스. 음. 그렇죠. 음. 행복한 일 가득. 저희가 이제 그러면 네 오늘 그 선물 멤버들끼리 선물 교환식 하기로 했잖아요. 다들 선물 준비했잖아요. 네, 당연하 진짜 정성스럽게 저도, 저도. 진짜 아니 이게 준비했어. 진짜 아니 이게 멤버들이 다 야, 쓸데없는 거야 그냥 쓰레기 막 굴러다니고 가는 거면 되는 거 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들 진짜 정성껏 준비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난, 네. 난 근데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정도의 정성은 없어. 아니 그 어쨌든 그 <laughs> 일주일 전부터라는 그 정성 있잖아요. 나는 원래 내, 내가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게 계속 뭔가 멤버들랑 겹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바꿔버렸어 그렇게 아. 고민을 막 하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선물이야 헐 나는 저는 어제 밤, 밤에 그거 고민하다가 새벽 4시인가 5시에 줬어 난 겹쳐서 <laughs> 한 아이템을 진짜로. 추가했어 추가 아, 언니랑 나랑 겹쳤어 그치? 맞아 겹쳐가지고 나는 뭔가 정직한 걸 추가했어 기대가 <laughs> 되는 걸? 그러면 저희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좋아 좋아 저희 진짜 모르거든요. 이거. 아, 저 오늘 그 운세에서 기대되는 선물을 받게 될 거라 했거든요. 진짜요? 저 진짜 오늘 운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모르고 그러네요, 쌍둥이. 죠 오, 예! 오늘 기대되는 선물 받다가. 나 채팅에서 답 나왔어. 근데 이랬는데. 아, 진짜요? 어? 뭐야? 아니, 나안 는 볼래. 난 안 볼래. 펼쳐요? 지금 펼쳐도 돼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펼치라고요? 아, 나는. 네. 아 뭐야 숫자만 쓰는데? 아 그럼 이, 그러면 여진이 거 가져가는 건가? 아니 비비안이 거 가져가. 여진이 뭘, 아 몰라요? 아, 저는 5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10번. 왜? 너야? 아니잖아. 몰라요. 이거 누군지 모르는 거. 어? 고원이잖아. 중간에 이렇게 선물도 뽑아보고 음. 몇 분들과 오랜만에 소통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맞아요. 이브 이브야 이브 언니를 보고 아, 네.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좋아봐. 그러니까. 여러분 아, 얘 말, 말하고 어쨌든 간에 어, 내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내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뭐지? It's you, ooh, ooh, ooh, baby. 그거

네, 오랜만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브이앱 하는데 네. 어, 우리 오이분들께 한마디 주세요 코걸이 도 괜찮을 것아 아, 사양다 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가? 이게 진짜 음, 정말 트리를 살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자꾸 네. 저한테 자꾸 이렇게 예쁘니까요. 네. 네, 귀엽고. 자, 자. 얘는 또 좋은 게 건전지로 펴져가지고. 자, 지풍해주세요. 네.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나 이거 침대 있어. 맞아, 이 엄청나게 빌고 있었는데 네. 네. 하고 좀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는 이제 유치원 다니면 그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공장을 하고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음. 뭔지 아시죠? 아시죠? 그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할아버지를 피해 다녔는데 할아버지가 그 이제 막 귀엽다고 이게 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무릎에 앉고 사진을 찍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한 명씩 근데 그 사진이 아마 집에 있을 건데 이렇게 찍혀서 <laughs> 할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시켜가지고 아, 굉장히 네,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속도내서 진행해주세요. 아, 네. 네. 그러면 조금 속도내서. 아, 언니 빨리 이거 하나 뽑으세요. 네, 저는 또 네. 속도내서 한번. 어, <laughs> 어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 Thank you for always doing your best. 어. 그러니까 Heart. 하트. 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하트구나? 네. 이게 아메리칸식 하트예요. 한국에 추하트가 있다면 뭐래? 아메리칸 이런 하트를 약간 하이틴스럽게 쓰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이렇게 웃는 거. 어, 어, 역시 하트 장인이 뭔가 이렇게 해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도 궁금하니까 추하트를 한번 아, 네. 답변해봅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자, 뭐 이렇게 네. 끝인가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 더 뽑아야 되는 거. 어, 언니 하나 더. 하나 더 뽑을게요. 그럼 언니 뭐 뽑고 싶어요? 저는요. 네. 조금. 어, 어 따가울 텐데. 아, 아 따가워요? 그만해 또 두드러기나. 그쵸. 아, 슈가 해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따가워요. 그래도 부산에 있네. 오케이. 이 친구 뽑아볼게요. 그렇게 한 바퀴 돌리기예요? 네. <laughs> 어, what's your favorite Christmas song?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곡은 무엇인가요? 어, 다음 그럼 크리스마스 곡 무엇이세요? 저요? 네. 딜산타. 오! 계속 불러주세요. 네. <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산타 텔미 오늘 아, 희진이. 맞아 희진 너무 레전드. 레전드. 천상계와 한국계의 네. 얼굴로. 네. Make me feel love again. I will be here next year. 음. Santa tell me. 음. 언니는? 음. 저는 그 저희 멤버들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백예린 선배님의 아니 도케를 아니 도케를 아니요 도케를 너무 많이 했어요 I'm sorry 백예린 선배님의 그 크리스마스 송? November song? 아 November song 맞죠? Yeah I 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가사를 모르 죄송해요. Feel it romantic. 그 노래 바꿀게요. 그래 어, 언 노래 너무 좋은데요. 어 가사 좋아하는 게어 있어. 네 저는요. 네? 어 굉장히 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좋아 크리스마스 저 이렇게 숙분해서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지금 영통하는 기분이에요. 어, 시간 다 됐대요. 안녕. 어, 아, 빨리 가야 된 어떻게 나중에 또 봐요. 아 진짜 영통할 때 노래를 시키시면 아, 어. 진 불러드리고 싶은데. 맞아,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 진짜 잘 알던 노래인데 갑자기 네. 버롤도 생각 안 나고 네. 갑자기 나는 하트하트 불러달라는데 하트하트 가사 생각 안 어, 나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1분 안에 해야 되는데 어, 하트하트 불러드릴게요. 진짜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제가 저도 그 선미 선배님의 가시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아우 난 편도 너무 좋아하니까 어. 네 불러줄게 했는데 날 두고 가시나 하고 빰빰 여기를 불러 빰빰빰 어디 불러야 되지? 약간 웃겨. 그 지금 그런 느낌인데 어. 아쉽다. 어. 아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 아, 뭐가 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맞죠? 아 맞아. 그대와 함께 보내고 싶은 이 밤. 걸어다가 이제안 불러요 밑에 듣고 싶어 내아 다음 다음 기회 부르면 안될요 아, 빨리 다시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대와 함께 보내고 싶은 이밤아 여기 너무 무섭다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음. 어, 크리스마스 노래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영상으로 짠! 찍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캡처 타임 한번 하고 끝냅시다 그래요 근데 질문 3개 더 뽑아야 네? 되는데 마지막에해보세요 그러면 3개를 어. 빨리 뽑고 아, 캡처 타임 하고 나갑시다 왜냐면 올리, 올리랑 내 뭐가 네, 기다리고 네, 손가락으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올리 고! 땅! 자 수시 이거 제가 뽑은 건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Hello Luna, you've done so many other wings How do you feel? <laughs> 조용히 해 야. How do you feel about it? I'm so happy to be able to experience it myself. You? Thank you for trying your best to talk to international fans. I love you all. Yeah, me 안녕하세요. 오빈링을 많이 진행했는데 어땠나요? 저는 직접 오빈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 세계 팬들이랑 소통해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근데 저희도 영동 팬사인회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 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 응. 진짜 만나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뭔가 정말 서툴지만 한국어로 열심히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희가 음.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어요 개면팬사에서 또 못 봤던 분들을 음. 이제 영상 팬사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되게 아 이만큼 오고 싶으셨구나 맞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팬사인에도 기회가 되면은 계속 자주 하면 해보고 좋죠. 싶어요 네. 맞아 그리고 막 시간이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한 번당 한 시간씩이라도 좋아, 좋아. 하고 싶네요 네, 진짜 왜냐면 진짜 여유롭게 하고 싶어요 한, 한 사람당 한 15분, 20분 그냥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쵸, 너무 짧았어 그쵸, 손칼국수씨 맞아요. 응, 어, 어, 눈물까지 흘리신데. 네. 너무 자, 그러면 또 출시하면서. 자. 아! 아, 네. 음. 자, 이달의 소녀가 만약 산타라면 어떤 멤버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냐? 오. 이유도 같이 알려줘! 어떤 선물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음... 저는 주씨가 지금 조금 훌쩍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레몬 생강차를 가려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요? 어, 저는 언니가 지금 음. 해가지고 언니한테 유자 500년 묵은 유자차를 한번 가려주고 싶어요 오 구순들 그 다 썩어가지고 먹으면 탈락했는걸요? 제법 근사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언니 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그러면 우리 하루 남았는데 다 같이 뽑을까요? 그래요 다 같이 해봅지 네. 자, 아, 언니, 언니, 언니. 잠깐만. 딱 눈에 딱 보이는 걸로 하자. 눈에 딱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두 번. 이거 뭐예요? 네. 자, 자, 동시에 펼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2021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은? 동일. 미안. 네, 네, 소원 죠 아, 빨리 일단 이 시국이 나아졌으면 힘겠다 맞아요. 일단은 이 신곡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달의 소녀가 컴백을 자주자주 해서 오비분들을 아, 아, 울어요? 아니요 울 뻔했다. 오비분들을 실수 없이 만났으면 좋겠고 <laughs> 그리고 또 1위도 네? 한번 또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얘기해야지 그런 거. 1위도 해보고 싶습니다. 1위 해보겠 에, 예, 예, 해보긴 한데 2위라도 해볼까요? 어, 아니. 1위라도 1위 해야지 1위 해보고 싶습니다 어, 꿈크자 네 1위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건 뭐예요? 사탕 사탕? 계란. 아 뽑기 아 죄송해요 제가 보고, 보고 오긴 했는데 입이 심심해? 네자 유추씨 제가 다시 뽑아드린 거예요 하나요?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둘셋 1, 7 17 71살이 되면 이루고 싶은 것은? 네 저는 음, 오이분들과 단독 콘서트를 거대하게 한번 여는 것입니다. 어 그때 돼서 이제 핫도그 빵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You are 정말 아이고.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71살이 되면 네. 뉴를 한번 또. 뉴 어, 좋아 좋아 좋아. 몸이 부서져라 추고. 어 그때는 네. 발레리나 복 입어줘야 돼. 네 해보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 지금까지 슈였습니다. 우와! 오늘 지금까지 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달리는 사인 많이 받으세요. 어, 네, 여기 있 안녕, 안녕. 자, 다음. 자, 손 칼국수 나가. 자, 손. 자, 올리고 나. 지금 뭔지 모르겠다. 네. 뚝배기 제일 볶음 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의 고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기다리더라 맞아요. 트리가 다 완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약간 양념? 양념 정도? 네. 그냥 몇 개만 걸지까요 그러자.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뭘 준비했을까요? 아, 아니에요. 혼자 아까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위에서 혼자 뭘 짠. <laughs> 너무 간식이 심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어, 아! 아! 어, 어, 좀 스크래치 났는데. 어, 와, 뭐야 내 얼굴도 안 읽어. 어때 네, 우리 이렇게 아, 천장에 천장에 붙까 어. 괜찮을지 모르겠어. 내그 김현진 언니가 이거 하다가 여기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목줄도 막 던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진짜 하느님석인데? 진 아이고야. 니네 딱 계획이 있구나. 자, 이제 나머지도.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얹어보면. <laughs>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세요. <laughs> 저도 무대 포함 그리고 또막 뭔가 저희 막그 반응을 약간 보고 싶잖아요. 오백들이 막 진짜 막 저희 막뭐 이렇게 엉덩이 흔들어주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뭔가 텅 비었을 때 그때 보고 싶죠. 네.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지금 오백들만 저희 보고 있잖아요. 또 그죠? 네. 우리 이렇게 글로 봐야 돼. 또 다음 보고 봐요. 네. 자, 그런가요?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내년에 꼭 만날게요. 음, 기억에 남는 일? 음. 올해, 올해 뭐였죠? 일단 나 먼저 말한다. 어, 나는 나는 소아 때 우리 딱 처음 1위 했을 때 어. 음악 방송 1위 그때 처음 해봐서 정말 멤버들이 정말 오열을 막 했잖아요. 음. 그 순간. 그러면 저는 음, 막 엄청나게 그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는 거야. <laughs> 어. 감정고시 <laughs> 저희 졸업장 그거 맞아요. 이제 집에 붙여놨거든요. 음. 저희 이렇게 나란히 문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착착 붙여놨어요. 졸업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합격 기념으로 그때 같이 마라탕도 또 먹고 저희만의 파티. 예. 다음 거. 근데 이제 질문이 어디 있어? 여기 옆에 있어. 맞네. 맞네. 여러 개를 다뽑아네 음. 무대하기 전에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나요? 루틴? 무대하기 전에? 음, 이, 이 점검. 아, 맞아. 이에 맞아. 화장품이 뭐 묻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먹고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항상 이렇게 봐주시, 봐주시거든요. 이렇게. 이, 이해가 이 하면은 이렇게 좀 티나니까 약간 그냥 서로 이렇게 네, 이러는 네. 어. 어.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 거의 다할 걸요 이거는. 맞아 네, 이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다음 거. 이번 연도에 가, 자신이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 말해주세요. 이달의 소녀 사랑해 우주 푸셔라고 보내주셨어요. 뭐예요 무슨 가장 잘한 거? 언니 잘한 일 있어요? 잘할 것 같아. <laughs> 너무 많지.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수가 없다. 하나 말해봐요. 아 나야 뭐. 어, 오늘도 열심히 했고. 없나봐요. 그러지 않았어요. 넌 뭔데? 너 있어? 저요? 음. 칭찬. 얼마나 음. 깜짝 <laughs> 거짓. <laughs> 왜냐면 저는 음. 합격할 목적 그 목표로 한 게 아니었어요. 어. 저는 어, 그냥 마음 놓고 다음 기회를 음. 노려보자 이번에 조금 마음 놓고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어, 그냥 기뻤습니다. 그게 굉장히 홀가분하죠. 저는 수학 100점 맞았어요. <laughs> 근데 저희 약간 상식 퀴즈 뭐 많이 재밌어서 보거든요. 맞아요. 좀 맞아요.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laughs> 며칠 전에도 유튜브 보면서 언니랑 둘이 음. 새벽 6시까지 찾아서막 퀴즈 이런 거랑 음. 뭐 과학적인 뭐 퀴즈 이런 거 풀다가 음. 너무 늦게 잤어요. 무한도전과 퀴즈를 많이 네. 참고하면서 <laughs> 재밌어요. 저희 이달수도 다음에 퀴즈 배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laughs> 예. 최근에 가장 우리 <laughs> 왜 우리 왜 이래? <laughs> 최근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있어요. 언니들 진짜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근데 자랑스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어, 음. 오이들 덕분에 앨범도 거의 음. 10만 장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맞아요. 앨범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도 들었었고 음. 또자랑스러 그리고 저는 진짜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특집 무대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음. 오늘 딱 크리스마스 그런 무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약간 뿌듯하고 그래 요 요즘 멤버들의 최대 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어, 게임도 많이 하고 쿠키랑 쿠키랑 말해 되지? 말해도 되지 근데 이거는 우리 둘의 관심사고 <laughs> 나머지 어, 이제 다른 멤버들은 요즘 진솔 언니는 무슨 관심사가 있어요? <laughs> 아 진솔 언니? 진솔 언니? 뭐 있지? 언니는 곱창 머리끈을 샀어요. 오해 아, 네, 잘 아. 들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요즘에 피부 페인팅을 음. 하고 있어요. 맞아, 비비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줬었다가 언니가 하는 거 보고 뭐 재밌어 보여서 저도 샀거든요. 음. 그래서 집에 요즘 많이 있으니까 피부 페인팅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는데 비비 언니가 하루에 한 그래도 뭔가 4분의 1 정도 했는데 혜진이 더따만한크게이만큼 해놨더라고요 <laughs> 나는 선을 잘 지키면서 해가지고 섬세하게 해서 그런 거랑 라 비변이 그랬어 나는 선을 안 지키고 조금 음. 이제 조 하니까 비비 언니는 나쁜 말을 못해 언니는 항상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거야 언니가 뭐라 <laughs> 뭐? 또 페이팅 그 안 해봤잖아 나는 눈, 눈 감고 같지 다음 이거 마, 마지막인 것 같아. 할미는 할미 할미는 우리 이달의 소녀가 와인남 활동 때 자기가 했던 제스처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스처가 뭔지 궁금해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나? 아, 있나 이렇게 있나. 아 할미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어. 저는 다 똑같지. 음. 다 똑같지 이거 하는 그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요기 그룹이 <laughs> 섹시 고원 아, 섹시 고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티여가지고 좋아해요. 다음에 또 네. 다른 제스처 보여주세요. 좋아요. 연습해 볼게요, 할미님. 네, 할미. 저희가 재롱 저희 재롱 재밌으신가요? 네, <laughs> 질문은 다 읽은 것 같은데 저희도 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선물? 선물 아 이제 남은 남은 두 개 사실 그렇게 썩 기대되지 않아요 뭐든 아니 <laughs> 수트 밥은 어떻게? 밖에 없잖아 오야 음. 어 댓글? 어, 어. 댓글에 할미님 진짜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 진짜? 할미 만족한다 이분 아니신가? 할미 만족한다 어, 그리고 뒤에 A 풍선 왜 저러냐고 <laughs> 나도 A 풍선 저도 <laughs> 여기 보자마자 저거 쟤왜 죽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안 보이지만 C, C 보이세요? C도 저렇게 생겼는데 약간 의도하신 거죠? 의도하신 거죠? 어 맞다고 하시 약간 C 가리가 안돼 의도하셨다 그래서 A만 죽으면 아니잖아 우리 이거 숫자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그래? 너 몇 번인데? 저는 4번 저 6번 별로 기대되지 않는데요 4번님 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 아 그래? 요 데뷔는 아닐걸? 아 그냥 랜덤? 그래서 아예 랜덤이야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이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사진 한장 찍어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밖에서 추언이랑 이번 찍어주다가 걸렸어.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어떻게 음. 나올지 몰라. 좀 어색한데? <laughs> 좀 자연스럽게 뭐 이거 판매하는 사람 같더만. 언니 반대쪽 눈이 너무 떨리시는데요. 나 언니 찍어줄까? 영화 패러디 영화 패러디라고? 내가 그냥 알아서 찍을게 못 믿었거든요 왜냐면 언니 사진실려 이렇게 하나 둘셋 음, 나중에 멤버들 많이 찍어서 이날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순서라서 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하고 가자. 저는 진짜 오랜만에 KFF에서 오배들고 너무 좋았고 정말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배들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배 사랑해요. 네, 저도 어, 또 할로윈 이후로 v 이앱을 크리스마스에 하고 올해가 거의 진짜 다 끝나가는데 음, 맞아요. 어, 2020년도 오빛들도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저희가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음. 어떻게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진짜 건강하세요 네. 저희 해피 뉴 이어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a 해피 뉴 이어 Thank you, 오비. 예. 끝인가? 응.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왜, 왜 나한테 거는데? <laughs>